이제 체조해 왔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더 재밌는 모습들만 보여드릴 건데 이 자꾸 이 화양연화 시리즈가 <laughs> 뭐길래 자꾸 자꾸 이게 우리를 자꾸 울컥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화양연화 시리즈 하면서 자꾸 서로 되게 울컥하고 슬프고 자꾸 감동스럽고 이런 무대들만 가득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까지만 되게 먹먹한 감정을 가지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은 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감사한 분들을 좀 얘기해 볼까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를 만들어주신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저희 회사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우리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대 만들게 해주신 우리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밴드 밴드 형들 기욱이 형, 화평이 형, 재이 형, 진원이 형, 수환이 형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댄서 형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들, 제 친구들, 제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진짜로 오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 할게요. 저희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서, 어... 하지마. 태영이, 국 이형, 숙진이 형, 정국이, 남준이 형, 감성이요. 제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시작할 때부터 부족한 거 많고 되게 보잘 것 없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저였는데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되게 멤버들이랑 함께 하면서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고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되게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멋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멋있고 싶어졌고 저도 좀 더 저다운 저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정말 행복이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팀이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는 어 화양연화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우리 멤버들과 여기서 쭉 계속 무대하는 게 저의 화양연화였어요. 그게 제 화양연화였다면 앞으로는 정말 정말 저도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끝까지 멋진 형들과 동생과 친구와 함께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노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 보고 싶었는지 진짜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저희 진짜 저희가 할 일은 있어야 되는 곳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오늘 이렇게 댓글에서 여러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어, 내일까지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사합니다